안녕하세요. 한국 천민 한천입니다. 오늘 먹을 거는 요거 이제 슈크림 카스테라 그리고 이거는 어... 케이크 아 미니 도넛 미니 도넛이에요.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일단은 이 카스테라 슈크림 카스테라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부드럽고 슈크림이 음 아주 맛있습니다 슈크림을 아낌없이 넣었네 Mm. 자 이번에는 이거는 미니 도넛인데요 이렇게 양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여러가지 맛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초코 초코도 있고요 음! 음! 와! 한입 크기에 딱 들어가면서 입에 들어가면 일단 부드러운 식감 그 다음에 달달한 그 향기와 맛 다음에 딸기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흰 색깔 음? 이거 뭐니? 이거는 그냥 그냥 설탕 덩어리네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저희 집이라서 강아지도 있고 이제 거실에 가족, 가족들도 다 있어가지고 솔직히 real sound real sound는 아니, 아니죠 아, 어, real sound는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real sound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너무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들리니까 약간 시끄러우실수 있으세요 자 이건 아무것도 안, 안 없는데 음? 이거는 빵 자체에 향이 있네요 뭐지? 무슨 향이지? 아무튼 어? 바닐라 바닐라 향입니다 바닐라 향이었어 이게 다네요 역시 초코가 제일 맛있어요 고만 먹어야지 다음에 또 만나요.